밖으로 빼셔서 예쁘게 활용만 하시면 우리 집도요 남부럽지 않은 베란다 카페가 생깁니다. 안녕하세요 정리 스타일링 공간 치유 윤주희입니다. 오늘은 슬기로운 직콕 정리 시간으로 어, 물건이 쌓여져 있어서 막혀있는 베란다를 활짝 열어서 어. 휴식처로 쓸 수 있는 방법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집이 아니고요. 오늘은 공간취의 공간 컨설팅을 의뢰하셨던 고객님 댁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고객님께서는 3인 가족이셨고요. 예쁜 두 따님과 살고 계셨는데요. 베란다나 이런 부분이 많이 막혀있진 않았지만요. 충분히 예쁘게만 활용하면 좋은 공간이 될 수 있는 베란다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예쁘게 베란다를 활용해서 고객님의 휴식처로 만들어 드렸습니다. 한번 함께 보도록 하시죠. 고객님 댁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니 멋진 가구들이 있는 거실이 보입니다. 공간을 예쁘게 쓰고 싶으셔서 이렇게 배치를 잘 하셨어요. D글자 배치를 하셨는데요. 고객님께서 예쁜 벤치 의자를 놓으셨어요 예쁜 앤틱한 가구인데요. 예쁘긴 한데요. 여기 밑에 보다, 보시면요. 이게 밑에 막 수납을 넣으셔갖고요. 벤치가 살아나지 않죠? 네, 좀 아쉬움이 있죠. 이 부분도 저희가 좀 다른 곳으로 배치해서 정리해 드리도록 하고요. 자, 여기 앞에 보시면요. 어, 여기에 엔틱한 가구들을 다 모아서 이렇게 두셨어요. 가구들을 이렇게 같은 종류대로 모아두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요즘 레트로 가구가 유행입니다. 레트로 가구 같은 이런 엔틱한 가구들은 오밀조밀 이렇게 모여있는 것보다요. 포인트로 여유있는 공간에 하나씩 딱 놓으시는 게 훨씬 더 멋스러워요. 그렇게 하실 수 있다면 그렇게 배치해서 조금 더 멋스럽게 놓으시고 고객님 같은 경우는 이 가구들을 다 수납용으로 쓰시고 계시기 때문에 많이 이렇게 흩어놓지는 못했습니다. 대신에요. 이 위에 보시면 소품들이 많이 있죠. 이 소품들을 이렇게 위에 올려놓잖아요. 그러면 가구도 예쁜 가구도 빛이 안 나고 그리고 소품들도 뭐, 뭐가 있는지 모르죠. 포인트가 되지 않고 있어요. 이럴 때 조금 어, 배출을 하시면 좋아요. 필요 없고 그리고 또 다른 곳에 놓을 수만 있다면요 이 소품들 조금 치우시는 게 좋아요 자 여기 보시면요 소파 부분이 있고요 자 소파 하나가 이렇게 덩그러니 다른 공간에 이렇게 다른 벽 쪽에 와 있어요 이렇게 되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요 아까 소파 옆에요 고객님이 쓰시는 화장대가 있어요 이 화장대를 고객님이 놓으신 이유가 어, 따님 두 방이 이렇게 방을 쓰고 계시고 고객님이 드레스룸을 하나 더 쓰고 계셨기 때문에 화장하고 그럴 수 있는 공간이 좀 부족해서 밖에 놓으신 거예요. 어,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밖에 놓아야 될 경우도 있습니다. 뭐 동선, 동선이 맞다든가 그런데 만약에 여유 있다면 어딘가 활용할 수가 있다면 소파 옆에 화장대보다는요 소파는 나란히 놓고 다른 공간에 넣으시는 게 훨씬 좋죠. 자 이제 고객님백은요 주방도 정리했고 안방 큰 방도 정리했고 전체적으로 다 모든 섹션을 다 정리하셨어요 그런데 오늘은 고객님 의그 네, 베란다 쪽에 있는 방과 거실 쪽만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방은요 첫째 따님이 사용하고 계신 방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딱 들어갔을 때요 앞에 베란다에 옷장이 하나 나가져 있죠 이미 이렇게 베란다를 활용해 보시려고 옷장을 하나를 밖에 빼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고객님 옷장이 하나가 아니고 똑같은 게 두 개가 있었어요. 공간이 이제 여유롭지가 못하다 보니까 두 개를 같이 나란히 못 놓고 하나는 베란다에 놓고 하나는 이렇게 침대 밑에 놓으신 거예요. 어, 이렇게 놓고 쓰시는 것도 나쁘진 않죠. 그러나 침대가 있는 방에서 옷을 입고 벗다 보면 먼지들이요. 계속 침대에 쌓이게 돼 있어요.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실 제가 지금 그게 부분이 아쉬워서 이거 베란다에 놔드리면 될까요? 했더니 어머님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요 옷장을 베란다에 나란히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음, 전에 보시면 문을 열고 들어오잖아요. 이렇게 문을 열고 들어오면은 바로 정면에 화장대가 있어요. 그렇죠? 화장대가 이렇게 높기 때문에 좀 답답한 느낌이 있어요. 그렇죠? 문을 다 열 수가 없는 거잖아요. 지금 열리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은 어, 다른 곳에 배치를 해서 문도 잘 열리고 들어왔을 때 시원한 느낌을 줄 수 있도록 가구를 재배치하셔야 돼요. 그래서 다른 공간에 놓아두도록 하겠습니다. 음. 옷이 굉장히 많아 보이죠? 보통 여자분들 옷 이 정도 아니 더 많이 있으시죠? 저희가 이제 고객님 댁 가면은 옷이 정말 한 방에 한가득 있는 분들도 많으세요. 저도 옷 좋아합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요. 옷을요. 입는 것만 입어요. 그쵸 겨울 되면은 패딩 한 두 개로만 살지 않으세요? 저 같은 경우도 옷 코트라 걸어놓고요. 매일 그 패딩만 꺼내서 입어요. 다들 공감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그 옷을 과연 갖고 있어야 될까요? 네, 좀 대범하실 필요가 있어요. 입지 않고 1년 넘게 손이 안 간 옷들은 정말 계속 입지 않습니다. 그런 옷들은 어, 나눔하셔도 되고요. 요즘 무슨 마켓 많잖아요. 당땡 마켓 이런 데다가 내, 올려놓으시고 판매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옷을 좀 줄이시고 빼셔야 이 공간이 좀 확보돼서 옷장도 깨끗하게 활용도 되고 옷을 선택할 수 있는 시간도 줄어들고요. 굉장히 편리한 또 옷장 시스템이 되죠. 자 여기 보세요. 이게 지금 거실에 아까 제가 오늘 활용해 드릴게요 했던 베란다의 모습이에요. 이 베란다도 일반 우리들의 베란다와 똑같습니다. 베란다에다 수납해 놨고요. 그리고 문제가 뭐냐? 더 이상 넣을 곳이 없는 물건들 집안 물건들은 다 어디로 가요? 다 베란다로 가죠. 뭐 저희도 마찬가지고 어떤 집이 다 그렇습니다. 수납할 공간이 부족하니까요. 근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요. 저희가 가장 중요한 공간이 어디예요? 라고 말씀드린 어, 질문을 하시면요. 베란다라고 말씀드려요. 베란다는요. 집에 유일하게 공기가 순환되는 곳이에요. 그쵸? 문을 열어서 환기도 시켜야 되고 일반적으로 순환이 될 수 있게 통로가 막혀져 있으면 안 되는 공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넓고 보이지 않는 공간이다 보니까 물건을 마구잡이로 넣는 거죠. 이 고객님 댁은 물건이 많진 않아요. 그러나 물건을 한 가닥 쌓아두셔서 창문을 못 여시는 댁도 많아요. 네, 그럼 뭐 창고처럼 쓰니까 뭐 편하게 쓰였을지도 모르겠지만 문을 한 번도 못 열었다는 건 집에 환기가 안 됐다는 거죠. 그래서 베란다는 반드시 열어두셔야 돼요. 통로를 활짝 열어두셔서 환기가 될 수 있도록 해두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요. 안방 앞에 있는 베란다예요. 보통 이제 앞에 다 베란다가 있죠. 여기에는 빨래 건조하는 데를 많이 쓰시죠. 일반적으로 빨래를 많이 건조하세요. 이렇게 그대로 쓰셔야 돼요. 그러나 이제 안에 이렇게 넣을 수 있는 수납 공간이 있어요. 그죠? 수납 공간이 있다면 이곳에다가 정리를 잘만 하시면 여기에 이렇게 물건이 쌓아둘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이 안에가 또 공간이 부족하니까 여기 다 물건을 빼놓으신 거예요. 이것도 정리를 해서 쓰지 않는 물건들을 배출하고요. 깨끗하게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볼게요. 자, 이제 가구 재배치를 시작했습니다. 공간주의 마스터님들 중에서 우리 힘세시고 권장하시는 선생님들께서 각으로 옮겨주고 계세요. 그래서 옷장을 밖에 내놨고요. 자 이제 보실게요. 여기가 아까 그 거실이에요. 눈에 이제 확연하게 좀 틀린 부분이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소파가 아까 덩그러니 하나 이제 딴 데로 가 있었잖아요. 하나를 같이 옮겨서요. 세 개 나란히 놨어요. 어떠세요? 소파가 안정적으로 보이죠? 그리고 러그도 깔아드리고 여기다가 테이블도 앞에 갖다 놓고요. 소파와 어떤 그 기능이 제대로 돌아온 거죠. 그리고 아까 요 가운데 뭐가 있었어요? 여기 가운데 배치가 있었지요. 배치가 밖으로 나갔습니다. 자, 이 소파가 들어온 자리에 원래 화장대가 있었죠? 화장대가 밖으로 이렇게 나갔습니다. 네, 보실게요. 아까 제가 여기 있는 소품들 많이 올려놓지 마세요 했잖아요. 그 소품들 다 이렇게 치워드렸어요. 어땠어요? 미관상도 예쁘고 그리고 깨끗하고 안정적이죠. 이런 높은 가구 위에 소품이 올려져 있으면 불안하잖아요. 그렇죠? 높게 그런 것들이 어수선한데 다 사라지고 이제 깨끗하게 그죠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레트로 화장대예요. 요즘 레트로 가구가 대세인데 너무 예쁜 화장대를 갖고 계시더라고요. 어머님의 따로 단독 공간이 없어 제가 마음이 좀 아쉬웠는데 어, 룸만 또 방만 하나 더 있다면 이렇게 예쁘게 거기다가 정리해서 해드렸을 텐데 공간이 부족하니까 어, 베란다에다가 우리 어머님만의 공간을 만들어 드린 거예요. 물론 여기서 주의할 건요. 여기 난방이 되어 있어야 돼요. 난방. 여기가 난방이 안 됐으면 겨울에 춥기도 하고 결로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나무 제품의 가구들은 손상을 입죠. 그러니까 난방이 되어 있을 때만 나무 가구를 밖에 내놓으시라고 권해드리고 싶고요. 자, 여기 보면 전의 모습이에요. 네. 이런 철제 가구에 대한 순환용품이 들어가 있던 이런 가구들은요. 어머님 드레스룸에 넣어드렸어요. 그리고 여기 앞에 있던 잡다한 물건들은요. 저희가 다 정리해서 아까 베란다에 있던 창고형 수납장에다 넣어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공간이 너무나 많이 크게 확보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예쁘게 고객님만의 공간, 어머님만의 공간이 생겼어요. 밖에서 이렇게 차 한잔 마시고 싶지만 뭐 이렇게 나갈 수 있는 여유도 없고요. 대신 베란다에 앉아서 차 한 잔 드시고요. 그리고 어머님 화장도 하시고 어머님만의 휴식처를 제가 만들어 드렸습니다. 음, 벤치도요. 마주보게 어디가요? 밖에가 마주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놔서 밖을 보면서 차 한잔할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진 거죠. 네. 아까 여기 안방에 있던 베란다 있잖아요. 이 물건들도 저희가 다 정리해서 그리고 이 안쪽에 있던 창고형이 안에 있던 물건들도 선별해서요. 필요 없는 건 배출해서 여기 있는 모든 물건들을 잘 수납해 드렸어요. 이렇게요. 다 넣어들었더니 충분하죠? 그러고도 공간이 남았어요. 더 필요한 것들은 넣어두실 수 있죠. 여기도 음, 저희가 놓치지 않고 이렇게 화분대 같은 거 넣고 예쁘게 보기에도 예쁘고요. 이렇게 활용하고 넓게 쓸 수 있도록 베란다를 재배치를 해드렸어요. 정리를 해드렸죠. 자, 그 다음 이제 마지막 따님방 볼게요. 아까 이제 저희가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요. 여기 보죠. 보시면 화장대 높아서 좀 앞에 시야를 막으니까 가구 배치 다시 해드릴게요.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이 가구 배치를 이쪽에 해드렸어요. 어디였냐면은 아까 이 옷장이요. 침대 헤드 부분에 있었잖아요. 근데 이 옷장을 밖으로 뺐기 때문에 공간이 좀 남았어요. 그래서 침대를 밀어드리고 침대를 이쪽 놓고 안쪽에 넣는 게 아니라요. 침대 다리 쪽에다 넣어드렸어요. 왜냐하면은 여기 이제 드레스룸처럼 또 이제 베란다에 방이 하나 생겼잖아요. 옷을 갈아입고 화장을 할 수 있는 동선을 짧게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배치를 해드렸어요. 그리고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제가 말씀드렸듯이 낮은 가구부터 안쪽에 높아야 안정적이고 시야가 막히지 않아요. 그래서 화장대를 이 안쪽에 발쪽에다가 놓아드린 거죠. 그리고 이제 옷장에다 밖으로 나갔어요. 이렇게요. 아까 제가 아쉽다는 부분은 이 옷장을 마주 볼 수만 있다면 참 좋은데 이상하게 베란다가요 폭이 여기랑요 틀리더라고요 이쪽엔 들어가는데 이쪽엔 안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옷장을 어떻게 자를 수도 없고 <laughs> 그래서 이렇게 어쩔 수 없이 기억대로 놓았습니다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그냥 다 들어갈 수 있고 예쁘게 놓을 수 있어 다행이었어요 음, 만약에 이렇게 공간이 똑같이 넣을 수만 있다면요 이 창문 가리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그렇게 하실 수 있다면 이렇게 해서 우리 따님의 방에두 개가 생긴 거예요. 드레스룸과 침실방 이렇게 두 개가 생긴 건데요. 아까 아쉬웠던 거는요. 말씀드렸듯이 옷을 여기서 갈아입으시면 먼지가 계속 쌓였겠죠 그래서 이제 분리가 됐기 때문에 깨끗하게 이제 주무실 수 있는 공간이 된 거예요. 아, 벌지 않아도 되는 옷들 있죠. 이런 뭐 니트류 같은 건 자국 나니까 넣을 수만 있다면 서랍이 좋거든요. 이런 데 넣어서 정리 다 해드렸어요. 원래부터 이 따님 방은 따뜻한 애쉬 원목 가구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따뜻한 느낌을 주긴 했어요. 그런데 가구 배치를 다시 하니까 조금 더 아늑한 공간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따님이 굉장히 좋아하셨다는 말씀 해주셨고요. 자 이제 어떻게 바뀌었는지 영상 한번 보시고 마무리 해볼게요. 침대가 이쪽으로 밀렸어요. 옷장 있던 공간으로요. 네. 화장대 놓고 오늘 베란다 정리해서 공간 활용하는 법 보셨는데요. 차 한 잔 마실 수 있는 베란다가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 많이 하셨을 거예요. 외국 잡지 같은 거 보면은 베란다 너무 멋진 공간들 있잖아요. 막 카페 같기도 하고 근데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집에 있는 가구들 중에서 베란다로 나갈 수 있는 가구만 있다면요. 정리하셔서 가구를 밖으로 빼셔서 예쁘게 활용만 하시면 우리 집도요. 남부럽지 않은 베란다 카페가 생깁니다. 베란다요 문 안 열리게 꽉꽉 짐 쌓아놓지 마시고요. 짐 배출하셔서 베란다에 환기될 수 있도록 열어두시고 그곳에 집에 있는 가구 중에 포인트 될 만한 거 내놓으시고요. 휴식할 수 있는 베란다 만드시면 참 좋겠습니다. 슬기로운 집콕 정리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